우리까뽀 뭐, 우레까뽀 빠지게 뭐. 빠지게 시키 빠지게 빠지게 시키 우레가 우리가뭐우리가우리가뭐 저번에 yeah. इंडियन सुपर लीग बजे की सिटी बजे की सिटी उड़ेगा बॉल